나도 그 이렇게 신났는데 오늘 웬일 로 라떼 관심 가지고 있다 뜨죠? 신났네 라떼 왜 이렇게 신났어? 저기 뭐라고 안 뺏기려고 했지? 시원하다 네. 오가 훨 나쁜데 어, 생각보다 그데 처음 보는 거 뭐 건강에 좋다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바닥을 보이지 뭐가 어, 안 따가워? 어? 오히려 좋았는데 오히려 좋아? 건강에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 좋대 지금 대전하고 두개 달라고? 오 와우 장난 아닌데 라떼인데? 응, 그 라떼. 라떼 안 뜨거? 저기 저기 가자. 이거 먹어 내 심지어. 입을 안 돼. 깨물었다 깨물었다 그러니까. 라틴 계속 밥 먹자